어, 또마초의 실제 친구의 사연입니다. 여기는 실제 친구의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란 곳입니다. 가로 열고 이웃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로 닫고 어,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 아빠는 평소 목공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출장과 옥상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여기서 딸이 평소에도 어,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자주 보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2층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귀신의 형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은 그 충격으로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어, 자살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딸을 잃은 슬픔으로 어,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 꽤나 큰 사건인데 이거? 아버지는 딸과 와이프분의 죽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듣고 부랴부랴 내려오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는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2020년 6월 19일 원정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아. 아. 계십니까?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J'ai 저, 잠깐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뭐야? 진짜 목공? 야 센세야 맞다 진짜 맞아 또, 또 있어. 여기서 분, 어! 어! 아, 아, 아. 당신 여기 일가족 다 그렇겠지 누구야? 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일가족. 어? 어? 누구? 어? 당신 은 혼자 아니구나. 혼자. 당신 혼자 아니구나. 이거 지금 딸이 아니고 다른 다른 방향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뭔 소리야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해서 이 집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간 겁니까? 예? 이 집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당신 누구야? 감사합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되겠네 여러분 아. 여자 남자 <laughs> 결국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 맞지요? 예. 어딨어? 자신있게 모습을 드러내시오. 예? 자신있게 모습을 드러내. 가까이 못 가니까. On you again. On you again.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이 조금 어 지금 방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오늘 여기서 분량이 나오면은 별로 그냥 나중에 갈라고 생각했었는데 한번 가볼게요 빡시게 뜁니다